연애의 막에서 황미나가 김정민과 대화 중 눈물을 흘려 눈길을 끈 가운데 그의 SNS 게시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는 법. 그의 비밀스러운 말을 듣지 마라. 그가 하는 낭만적인 것을 보지 마라. 열렬한 사랑이 지나면 두 사람이 갈등을 겪게 되고 인생에 서 번거로운 일은 두 사람을 다투게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을 용인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이유인 따뜻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적에 의해 깊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황미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머시소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김종민이 하얀색 자동차의 기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그는 특유의 환한 미소로 보는 이들을 기분 좋게 한다. 당신이 강하게 나타날 때마다 사람이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내 눈을 손으로 감싸고 미소를 지. 으연 서눈이 아름답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워밍업 할 때마다 그는 나에게 어깨를 주며 나는 뭐 니에 의지할 수 있다. 그 앞에 강한 사람인 척할 필요 다 없다고 말하면서 모두가 믿지 않을지라도 말해준다. 나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한편 8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연애의 맛에서는 101 계약 연애의 끝을 앞두고 위기를 맞은 김종민, 황미나 커플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황미나가 김종민이 있는 낚시터를 방문했지만 지난 여행 후 처음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왠지 모를 어색함이 감돌았다. 김종민이 준비한 삼계탕으로 저녁을 먹은 후황미나는지난 생일상에 미안하다고 했던 김종민의 말에 느낀 속 상암과 김종민이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져 자신도 절제해 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동안 느꼈던 감정을 전했다. 이에 김종민은 그때 당시 미안하다는 말은 자신 때문에 고생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다며 황미나를 다독였다. 또 김종민이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듣고 싶다는 황민아에게 오해가 될 수도 있어 말을 아끼고 있다라며 괜히 내가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라고 답하자 황민아가 자신에게 상처될 말이 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당황한 김종민은 황민아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은 채 자신이 표현이 서툴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마음이 풀어진 황미나가 100일 지났다. 그럼 우리 헤어지는 거야 라며 농담을 건네자 김종민 이 몰라 모르겠다. 제작진에게 물어봐야 하나 라. 고 말해 또한 번의 갈등을 예고했다. 연애에 맞게 김종민, 황미나 커플이 첫 커플 화보에 도전했다. (13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막에서는 김종민, 황미나 커플이 함께 화보를 찍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김종민과 황민아는 첫 화보 촬영을 앞두고 콘셉트에 맞춰 메이크업을 받았다. 메이크업 중 김종민이 나타나자 황민아는 잠시 드러난 민. 낯을 황급히 가려 눈길을 끌었다. 김종민은 똑같은데. 왜 그래 라고 했지만 황민아는 끝까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야 발리가 보지 마라고 외쳤다. 이어 두 사람은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서로 사진을 찍어 주며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촬영에 들어가자 김종민과 황민아는 바짝 얼어버렸다. 특히 사진작가가 종민 씨가 미나 씨 허리를 잡아도 될까요? 라고 요청하자 김종민은 손을 어찌할지 몰라 했다. 그러나 점차 촬영이 진행되자 김종민은 화보 유경험자답게 좀 더 기대도 되라며 환미나를 리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두 사람은 화보 촬영을 하며 자연스럽게 이마보 복까지 했다. 한편 TV조선 연애의 맛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연애의맛 김종민과 황미나 커플이 시즌 1 종영을 끝 속도로 하차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연애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신개념 연애 리얼리티 예능이다. 무엇보다 연애에 맞은 100일 동안 계약을 하고 연 애를 하는 것으로 김종민과 황미나 커플을 비롯해 다른 커플들도 101회 계약 연애를 했다. 김종민, 황미나 커플은 첫 만남부터 오늘부터 1일 이라며 연애를 시작했다. 특히 환민아가 김종민에게 호감을 내비치고 김종민의 진심, 어린 행동들이 더해지면서 두 사람에게 시청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김종민은 그간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던 모습과는 달리 진지, 하게 연애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황미나도 김종민과 데이트하면서 모든 사람이 오빠를 생각하는 이미지와 다른 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오빠의 이미지를 내가 느낀 것 같다.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다며 김종민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냈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제주도 여행 방송 후 5주 동안 김종민, 황민아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하차설과 결별설이 불거졌고 제작진은 사실이 아니? 라고 루머를 일축했다. 그런 와중에 연애의 마치기 시즌 1으로 종영한다고 알렸다. 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 커플 분량이 주로 그 배경. 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황미나 SNS, 인스타그램. 대 마지막으로 게재된 김종민과의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마대는 김. 종민 황미나의 분량이 실종됐다. 지난달 10일 방송된 종미나 제주로드 2탄 이후 두 사람의 모습은 방송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황미나가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김종민과의 영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황미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 라는 글과 함께 연애의 맛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은 황미나가 김종민을 위해 직접 쓴 서해족 자를 선물한 것으로 김종민은 이를 자신의 집에 걸어놨다. 황민아는 해당 족자를 김종민에게 선물하며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 이다음에 오빠 하는 일이 열매를 잘 맺으라고 써봤다. 고 말해 김종민을 감동하게 했다.